어, 좀 전문, 전문적이지 않았습니까, 오랜만에? 맨날 샤오유 등승 같은 거 하다가, 씨, 좀 전문적인 회사 로땠습니까 여러분들? 아, 아. <coughs> 좀딴 사람 같았어? <coughs> 이런 씹? 오, <coughs> 어, 다 먹어. 이제 하단 의식을 하시네. 오와 나옵니다. 아! 나이스 모른다 이거 야 이씨 아니 나는 그거 했는데 저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 이렇게